오늘 궁팡 오시는 분들 들을 스티커 제작했어요. 영세가 갔다 올게. 꾸뚜 갔다 올게. 쭈루쭈루쭈쭈루 쭈루쭈루 the house. お仕事中に失礼しますお楽しみ中にすいませんお願いします 오늘 아닌데? 아니요. 事中に失礼しますお楽しみ中にすいませんお願いしますこの時 앙팡이, 후추, 정색이 집사, 으띠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디팡팡 캐페스타에 다녀왔는데요. 거의 제 전 재산을 다 털린 것 같아요. 지난 공디팡팡에서는 새로운 물건을 많이 사보는 데 돈을 많이 썼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써보고 좋았던 제품들을 쟁여놓는 데 돈을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공디팡팡 캐페스타는 내일 토요일과 내일 모레 일요일에도 계속되니까 제가 구매한 제품들 빠르게 빠르게 보여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내 쇼핑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건 유명한 그 두개 모양 빗이에요. 저는 되게 촘촘한 다른 빗들 쓰면 애들 생털이 뽑히는 것 같아서 좀 그랬는데 이거는 애들도 시원해 하는 것 같고 털도 꽤 이렇게 나와 꽤잘 나와요. 아멘. 네. 야 이걸 다 먹으면 어떡해 다 뜯어놓으면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최애 간식 캣 만두입니다 캣 만두인데 이거는 입자가 작은 캣 만두예요 저희 애들은 큰 캣 만두를 잘 못 씹어 먹어서 이거 거의 10개 넘게 되는 것 같아요 빛 종류를 제가 또 두 가지 더 사봤어요 하나는 이런 뭔가 샤워 브러쉬 같이 생긴 그런 빛이죠 이거 애들이 시원해 한다고 해서 샀는데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이렇게 칠대주는 건가 봐요. 근데 이거는 어디다 쓰냐면 고양이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침구나 옷 같은 거에 이렇게 긁어내는 역할을 하는 고무 빗입니다. 다음은 저희 아이들이 이 파우치 종류 중에서 기호성이 가장 좋은 네코 파우치를 사봤어요. 그 다음은 양펀치라는 제품이에요. 제발 탐욕의 고양이야. 세탁기 돌릴 때 이 스펀지랑 같이 돌리면 여기 고양이 털이 다 붙어서 나온대요. 그 다음은 건강한 곳에서 이렇게 대용량 트기스를 사봤어요. 겐스타에서 유명한 이런 열빙어 사봤습니다. 한번 먹여보려고 해요. 먹을 줄 모르나 봐 너무 커서 너네 이거 먹을 줄 모르지 너네 이런 거 먹을 줄 모르지 비싼 거 그리고 인스팅트 부스에 가서 여러 제품 이런 그 테스트 해보려고 하나씩 사봤어요 사려고 좀 사봤어요 도저 이거 빵꾸 낼것 같으니까 쉽게요 그 다음은 요거는 또 다른 부스에서 샀어요. 자연담은 패시라는 부스에서 음, 돼지고기 추리스 한번 사봤고요. 그리고 맛다따이랑 파는 부스에서 맛다따이 추출물을 사봤어요. 여기다 뿌려, 뿌렸는데요. 완전 자리를 따로 놓았는데시물리고 난리 났어. 오. 주정뱅이 아저씨와 함께 이 이거는 치약이랑 칫솔이 일체형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돌돌돌 돌리면 여기 치약이 나와서 아! 그리고 주아펫에서 이런 장난감 긴 거를 잔뜩 사봤어요. 그리고 오복놀이에서 이런 놀리추 저번에 한 번 사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사봤어요. 이거는 프로바이오틱스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은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이에요. 그리고 차후추를 부스에서 심장 건강 유지용 수료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쟁였어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종이로 된 고양이 바구니를 샀어요 계란판 재질이에요 계란판 재질 이거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고양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오늘 초록매시를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이 주셨어요 이거 말고도 작은 것도 막 있고 과자도 주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캐리커처 막 나 몰래 신청하고 막 해주시고 역시 감자가 최고야 오늘 만나서 인사해주신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주말에 가시는 분들도 사냥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